함께 꿈을 위해 달려가고 함께 미래의 색을 더하기 위한 책임 조강페인트 도료교육센터의 책임은 당신의 도전을 추구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 시스템을 통해 도료 도전이 필요한 모든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도전 지식 행동 도로교육센터의 핵심 가치는 당신의 미래를 위해 함께합니다. 함께해요. 조강페인트 주식회사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의 지원을 받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을 진행, 국내외 최대 규모인 도로교육센터를 설립,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교육센터는 2012년 7월 9개 가정 153개의 협약업체를 시작으로 2013년 9월 도로교육센터 3층 완공 10월 서울특별시 교육청 MOU 체결 2014년 3월 컨소시엄 우수기간 선정 2015년 3월 베스트 HRD 훈련기간 선정 2016년 9월 Best of CHAMP Day 우수상 수상 12월 산업인력공단 우수파트너 감사패 수상 2017년 11월 공군 제17 전투비행단 MOU 체결 2018년 2월 VR 훈련 과정 실시 11월 The 14th APEC Future Education Forum 우수 사례 선정 2018년 12월 5개의 이론 강의실과 11개의 실습실이 완공되었습니다. 도로교육센터는 해당 분야 근로자의 직무 능력 향상과 자기개발, 그리고 우수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료교육센터에서 진행되는 훈련 과정은 NCS 기준 7개의 산업 분야, 총 33개의 훈련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설 분야는 합판 수성도장, 강목 레커도장, 베이스를 활용한 월 아트도장, 우레아 외부 방수도장, 마블 에폭시 바닥도장, 아파트 제도장 수중 구조물 보수도장 훈련이 진행되며 기계 분야는 자동차 보수도장의 하도, 중도, solid 조색, 일반 과정의 자동차 차체 복원, 자동차 보수도장의 메탈릭 조색, 수용성 도료, 실무 숙련 과정의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 도장 훈련이 진행됩니다. 재료 분야는 도장 재료 및 색채 조색, 금속 표면 에어스프레이 도장, 화성 피막 처리, 본체 도료의 특성 및 도장 시스템, airless를 활용한 대형 구조물 도장 훈련이 진행되며 소방분야는 소방시설 및 소화류별 위험물 취급 훈련과 위험물 취급시설 기준 훈련, 영업 분야는 도료 영업 고객 유지, 도료 영업 환경 분석, 도료 영업 전략 수립 훈련, 화학 분야는 도료 생산 일반, 도료 제조 품질 검사 훈련, 경영 회계 사무 분야는 프레젠테이션 발표의 기술, 기초 회계 원리, 엑셀 매크로를 통한 업무 자동화를 훈련받게 됩니다. 이처럼 7개의 산업 분야의 33개 정규 훈련 과정을 거쳐 숙련된 전문가로서 자신만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조강 페인트 도로교육센터와 함께할 준비 되셨나요? 반가워요. 조강 페인트 도로교육센터 교육 신청 문의는 043-530 1 5 5 9번으로 연락 주세요. 여보세요.